존경하고 신실한 남편과 아내로서의 도리를 다할 것을 맹세합니다. 신랑 맹세합니까? 식부 맹세합니까? 식부가 목소리가 조고 맹세합니까? 예, 큰 소리로 맹세한다고 말씀하시한 부부가 대기를 굳게 맹세하였습니다. 이에 주례는 이 본인이 원만하게 여름방학에 선수박에 수련합니다. 2018년 10월 28일 술래 남성 가수 행사 자 우리 부모님 한 번씩 듬직한 사위 한번 안아주시고요 부모님께 인사 신랑에게 묻겠습니다 자 신부 얼굴 한번 봐주시고요 어, 신랑 얼굴 중에 가장 아름다운 부, 어, 부분이 어딘지 한번 말씀 큰목소리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예, 입술이 가장 아름답다고 하네요 그러면 어, 신랑은 3초간 신부의 입술에 어, 진하게 키스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3초 시간을 못 채우면 나머지 시간은 제가 대신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랑 준비되셨죠? 자 신랑 신부의 가장 아름다운 입술에 3초간 뽀뽀 시작 하나 둘 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피로 현장은 1층에 마련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셋 빨리 계세요 저는 신부 행진 자 우리 아름다운 신부 그리고 멋있는 신랑을 위해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